저를 홍보해 주려고 이렇게 스피커를 들고 나왔는데 제일 중요한 코를 그려줍니다 코를 네 안녕하세요 저는 빅스의 귀염둥이 메인보컬 켄이라고 합니다 재환입니다 빠밤 뜨든뜨든 그림을 한번 그려보려고 제가 또 그림 그리는 걸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분들은 어, 모르실 거예요 잘 모르실 거예요 제가 뭘 좋아하고 뭘 잘하고 이런 것들을 많이 모르실 것 같아서 오늘 또, 또 색다른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말이 많지만 예, 이렇게 아이패드를 꺼내보았습니다 제가 어, 오늘 어떤 그림을 그릴 거냐 음, 유튜브를 이제 개설을 할 때 사진을 제 프로필 사진을 약간 제가 그림으로 그려가지고 해놓으면 어떨까 싶어서 어, 이렇게 그려보려고 합니다 아 그리고 맞다 친구들을 또 제가 소개를 해드릴게요 여기 보시면은 어, 홈커밍에서 나오는 스파이더맨인데 가면 갖고 이제 바쁘게 뛰어가는 그런 모션을 하고 있는 우리 피터! 예, 피터가 있습니다. 잘 지내는지 모르겠지만. 자. 네, 피터. 아, 책가방에 또 책이 또 있네요. 이 친구는 이제 스파이더맨 이제 2에서 나왔던 친구인데 되게 약간 홍보 개념? 그러니까 저를 홍보해 주려고 스피커를 들고 나왔는데 아까 또 얘기를 하죠뭐 뭘. 아말 버벅거리지 말라고 네. 치울까? 네 아무튼 는 네. 옆에 이제 친구들을 제가 또 혼자 하면은 제가 많이 버벅거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어, 듬직한 친구들을 데려와 봤습니다 요즘에 또 스파이더맨 또 대세잖아요 네 그림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뜨든 자 그러면 일단 제일 중요한 코를 그려줍니다 코를 파마를 했기 때문에 귀의 위치를 위치가 굉장히 중요해요 위치가 자 이걸 지워주고 이거 이쁘게 나올 것 같은데 자 드디어 귀를 제 귀가 특이하게 생겼어요 요정귀라고 네이버로 요정귀래 해놓고 자 이제 코를 좀 이쁘게 한번 다시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. 코가 굉장히 중요해요 코가 들어오는 라인이 아, 피가 중요하네 여기까지 괜찮아 이렇게. 어? 괜찮은 것 같아요? 어 귀여워 귀엽다 귀엽다 귀엽다 자 그럼 이제 아 눈을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눈을 った 그렇습니다. 사인이랑 아주 좋습니다. 아주 마음에 들어요. 자 오늘 이렇게 완성을 했습니다.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. 빠밤 지금까지 빅스캠둥이 멤버과 켄이었습니다. 제만이었습니다. 안녕